20년 뒤에 나에게 이큰승리다 조그만 방 아래에서 밤을 새며 내일이 고달프지만 그만큼 힘이 납니다 내일은 나아질 거라 믿기에 그 시절